Wow! 엄마, 저 사람이 방귀 꼈어. Nope. 진수가 사람은 누구나 다 방귀를 낄 수 있는 거란다. 그러니까 이해하렴. 알았지? Ha ha!